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글로리아야 소개팅녀에게 골프 치세요 라고 물을 때 네이티브들은 어떻게 말할까? Do you hit golf? Do you golf? Do you hit golf? Do you golf?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 맞춘다면 다음 라운드는 나와 함께 칠지도 운동을 좋아하는 내가 화끈하게 알려줄게 Do you golf? Do you golf? Do you 골프가 맞는 표현이야 한국식으로 히트 골프라고 하면 콩글리쉬라는 Do you golf? Do you play golf? Do you golf? Do you play golf? 가바로 맞는 네이티브 잉글리쉬. How often do you golf? How often do you golf? How often do you golf? 영어에는 이렇게 명사를 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아. We roomed together in college. We roomed together in college. 우리는 대학 때 방을 같이 썼다. Do you golf? Do you play golf? 그럼 미녀 잉글리시. 다음 시간에 또 만나.